I'm a tiger I go hard, cheater. The owner of the crown is back, yo 피자들은 고개를 숙여 패기로 싹다 장구치고 꽹가리치고 미치고 난리치고 팔짝 뛰고 위고 위고 내 눈을 피해 먹히기 전 헤이 잔챙이들은 어서 가서 전 헤이 좋을 필요 없어 너넨 타깃이 아니지 아무리 배고파도 포를 뜨지 않지 어? 왜봐 동쪽 끝은 by the way 왜봐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 내난 대한민국의 마지막 호랑이 어흥 Intoxicated tiger, 1000 degrees You be on your knees, 고개 숙여 begging please Original tiger, yes I'm your father 태주로 잘라준 평화 쌓인 Dr. Strange 오랜 정권이는 네 운명을 바꾸려 정신까지 들리는 killing rush get a walk 기호지 say we gon' put it this whole shit shit at 맹호 폭쳐 내가 가는 길엔 꽃이 피네 Wherever 동쪽 끝은 by the way Wherever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내 나 대한민국의 마지막 호랑이 무서운지 몰라 아이고 아이고 저런 어쩔 줄 몰라 호시 가수 뻥탄 장수 손에 불 날 때까지 계속 쳐라쳐 박수 떡! 하나주만 잡아먹지 입이 떡! 벌어져 다 들고먹지 호시 가수 뻥탄 장수 손에 불 날 때까지 계속 쳐라쳐 박수 난 대한민국의 마지막 하!